뭐야 문왜 열려 이쪽 소리 들렸지 방금 아니야? 발소리 뭐야 있네? 와 진짜 있었어 이 좋아요와 구독 요즘 재채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, 이제 많이 올 것 같은데 창고 갔다가 바로 빠져야겠다 아, 여기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야? 정, 정, 정, 정.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딘지 모르니까. 그치? 튀어! 빤스런. 무서워. 어, 어, 아니, 그 시리 부르는 거 있어. 나 핸드폰으로 방송 보는 사람들 시리 다 부를 수 있어. 시리야. 시리야. 시리야. 시리야. 시리야. 시리야. <laughs> 아이고, 죄송합니다. 헤이 시리. 어, 뭐야, 저거, 저거, 저거. 이걸 쫓아오네. 애매하다 배율도 없고 쟤도 여기서 싸우다가 양각 맞아 죽을 바에 빼자 나는 중요한 판이라고 너는 그냥 한 판이겠지만 나에겐 소중한 뭘로 쏘는 거야 개 아파 나 빠지는 거 어떻게 알았니 왜 이렇게 아파 멍청한 녀석 이걸 따라붙네 야 네가 아무리 많이 박았어도 내가 피를 채우면 그만인데 왜, 어 뭐야 저거 뭐야 어? 어 엄청 수상해 두 컷 내야 되는데 아, 괜히 썼나? 세우지 마라 조졌네 가만 아! <laughs> 그 너는 가라 내가 넌 보내줄게 오지마 <laughs>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숨좀 돌리고 할게요 구독 보이는데? 와 뭐야 개 피었어? 나이스 창고 조심 창고 뒤에 있는 놈 내가 잡아 헉! 뭐야 문왜 열려 이쪽 소리 들렸지 방금 아니야? 별소리 뭐야 있네? 와 진짜 있었어 이 사람들 와 무섭게 걸어오네 비둘기님 별풍선 16개 아나 방금 너무 못생겼다. 비둘기님 별풍선 16개 아나 방금 너무 못생겼다. 내가 주렸던 애 자리가 괜찮았던 것 같아. 어 여기 좀 오목하니. 어 여기네. 떡배기 먹어주시고. 어 맛있어. 안돼 아, 네, 그만 먹어. 침착하게. 아씨 젠장 넌 뒤졌다 이 자식아 너는 잠자는 코트를 건드렸어 어디 갔어 근데 아프지? 잘 쏘는 누나야 아싸 근데 쟤를 죽이면 저기는 내가 나보잖아 한 명 어딨어 왼쪽에 한명 긴다 좀울 울고 갈게요. 가장 가장 슬픈 노래를 들자 이게 아닌데? 겨울이 가는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끝 겨울이 가는님 100개 감사합니다